1월 28일 12시 어... 제2의 영상일기입니다 음, 일단 음... 전체적으로 블루는 팬미팅 준비에 가장 주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자잘한 그런 음, 뭔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좀 새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, 이게 어떻게 보면 어, 전 앨범 때 아쉬웠던 게 정말 좀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 역량 같은 거를 좀 보완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요즘 개인적인 관심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음...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결론은 언제나 똑같지만 뭐 멋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결론으로 하고 있는 건 언제나 똑같지만 그래도 음, 좀 음,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코어적인 것 좀 막상 좀 베이직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뭔가 음,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잘해왔던 것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순간에 모든 것을 대입해서 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뭔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진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음좀 이렇게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음 매 순간 매 순간 임하면서 조금이라도 얻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니 그런 과정에 이제 프랑스어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영어 일본어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춤 노래 같은 것도 조금 계속 찾아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역량도 많이 중요하신 것 같아서 팀을 위서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얘기는 없고 어... 영상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